지금 편곡 중이야. 금방 돼. 오늘 우리 아주 멋지게 공연하게 될 테니까 기대하라고. 어? 경기? 글쎄 어쩔까나. 오늘은 신선한 뉴페이스가 오려나? under street에도 뉴페이스가 필요해. 재밌자고 하는 건데. 요즘은 너무 loose하지 않아? 뭐? 상금? 피자 먹고 싶다고? 하여튼 먹보. 뭐 그래도 우리 멤버가 피자가 드시고 싶다는데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봐. 하지만 즐기기만 해선 평생 12등까지겠죠. 시안, 시안. 어, 아, 첸, 왜? 왜냐니? 네 차례야. 아, 어, 어 벌써? 하, 오늘은 컨디션이 영 좋지 않군. 네 최고 기록인걸, 이 정도면? No, 일레인. 이건 내 실력의 일부에 불과해. 하지만 언젠가 보여주지. 뜨거운 사랑을 품은 한 남자의 화려한 비행을! <laughs> 과열돼서 터지진 않으면 다행이겠네. 멋이! 기록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잘못된 비행 습관들은 많이 고쳐졌어. 수고했다, 찰스. <laughs> 당연하지. 난 위대한 찰스 님이니까. 자, 그럼 <laughs> 다음 주행 시작할게. 션 준비해. 어, 어, 어. 미리 말해두지만 이 훈련은 우리 팀원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잘못된 비행 습관이 있으면 교정하기 위한 훈련이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비행하도록 해. 어, 어 하지만 준비됐어? 그럼 시작할게. 3, 난 2, 더 성장해야 해. 1, 반드시. 고! 첫 번째 체크포인트 통과기록 3.05. 오, 스타팅이 제법인데? 공부 실력도 많이 좋아졌군. 많이 매끄러워졌어. 뇌파의 흐름도 안정적이에요. 어, 동아이율도 전보다 훨씬 높아졌네요? 역시 스카이호크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군.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션. 계속 이렇게 비행해, 알겠지? 하지만 이 정도 기록으로는... 그래, 만족할 수 없어. 더, 더 기록을 올린다! 가라! 어? 어, 스카이워크 가속 시작. 어, 현의 뇌파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뭐지, 자 녀석? 갑자기 왜 저래? 현, 괜찮아? 이 상태로는 왜... 아직 괜찮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동기화 유리! 안 돼! 아, 꼴지점 통과 기록 종료. 기록은? 음. 좋지 않은 걸. 초반엔 기록도 좋았고 비행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어... 아, 이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뇌파가 불안정해졌어. 그 바람에 여기서 몇 개등은 지나쳤고 그만큼을 기록에서 감점하면 최종 기록은 80.05. 예전보다 더 나빠졌네. 어, 어... 방금 전 속력은 네가 감당 못할 속력이 아니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음,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그래? 아, 아 저 어, 그게 그냥 컨디션이 좀 아니면 네. 밤새 소녀 팬들의 관심에 시달렸다든가? 아, 뭐 뭐? 그렇잖아. 예선전의 super rookie 방송에도 나오고 요즘 SNS가 션 때문에 아주 난리라요. 흠. 그런 건가? 진지하게 듣지 마. 하긴 예선전에서 션이 좀 무리하긴 했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만도 해. 아하, 어? 내가 좀 도와줘야겠는걸? 오, 음. 어? 안젤란 스포츠 마사지를 배운 적이 있지. 오, 어? <laughs> 이리 와봐. 힘만 세다고 하루 만에 쫓겨났지만 그러니까 그 에어로바를 우리가 차지하자? 기로 하지 그 사람이 우리를 쓰면서까지 가지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 기로 하지 좋아 그렇게 하자 그 에어로버 우리가 차지한다 여기냐? 그 녀석 하교 통로가 Yes, boy. 내가 며칠 동안 감시해서 알아냈지. 하지만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아, 컨디션이 나쁘다고 나만 먼저 돌려보내다니 이한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 그나저나 안젤라는 대체 안마를 배운 거야, 고문을 배운 거야. 어? 어? 어? 오랜만이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 에이, 또 너냐? 저기 우리 본 지 얼마 안 됐거든. 집에 가는 길인가? 한참 연습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하,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갈 길 가줄래? 어, 얼마든지. 그 에어로버만 넘긴다면 말이야. 아, 또 또? 너도 참 한결같다. 얘들은 또 뭐야? 줄 생각 없으니까 꿈 깨시지. 그래? 그럼 힘으로 빼서 볼까? 야! 그러게 진즉에 우리한테 넘겼으면 좋았잖아. 자, 그럼 이건 우리가 가져간다. 아들! 안 된다! <laughs> 이건 놔! 뭐? 어머, 다 큰 남자애들이 꼬마애 한명 붙잡고 뭐해? 우정놀이 치곤 과격한 것 같은데? 응? 어, 에어로봇? Hey, l a 남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기로 해. 왜? 난 그냥 궁금해서. 이상하잖아. 생긴 것도 하나같이 불량하게 생겼고. 옵스 <laughs> 레이디?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우린 이 녀석한테 볼 일이 있어. 참견 말고 어? 빠져.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러지. 누구라도 대낮에 이러고 모여 있으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 아, 아, 그, 그, 그러니까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까. 나도 뭐 별로 남일에 참견하고 싶진 않지만 니들 나쁜 녀석들이지? 뭐, 뭐, 뭐 뭐야? 멋들하고 있어. 그냥 에어로브나 뺏어. 야! 저게 진짜 짭! 가만두지 않겠다! 에꼬! 니들이야말로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썩 꺼져 너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에 봐주는 거 없어 브루노 정신 차려 아, 꼬마야 괜찮니? 아, 아 고마워 그런데 난 꼬마가 아니고 사실 제들하고 어, 같은... 늦었잖아. 어, 병복하는데 어, 시간을 너무 썼어. 아, 그럼 난 아, 이만. 저, 기 아, 어? 저 사람 건가? 어? 내 힘이 그렇게 쎘나 나름 힘 조절을 한다고 한 건데. 어, 떴다. 뭐가? 우리 의 본선 대진표. 정말? 어디 봐봐. 어디 보자. 우리랑 처음 붙을 상대는 아틀란타? 쉽진 않겠군. 아틀란타라면 정상의 선적은 없어도 꾸준히 본선에 진출해온 팀이다. 특히 레이싱에선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야. 긴장해야겠는걸? 다들 걱정도 팔자시군. 특히 우리 일레인 너무 걱정이 많아. 일레인이 언제부터 너네 일레인이었냐? 쟨 이번 경기 내가 출전하겠어. 이번에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어, <laughs> 뭐지? 그 침묵은 알겠다는 거야. 뭐야? 에? 진짜? 진짜 이 녀석을 내보내겠다고? 이번 경기는 음, 분명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그나저나 이만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찾지? 응? 우와! 저기 있잖아! 어, 저, 저, 저기 저기 잠시만요. 어, 넌 아까 그 꼬마잖아. 어, 아, 아니 나 꼬마 아니거든. 아까 걔들하고 같은 학년이라고. 어머 그렇구나.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나 따라온 거야? 아 이거 아까 네가 떨어뜨린 거야. 네가 가지고 있었어? 한참 찾았네. 고마워. 아연! 어, 나 가봐야겠다. 다음 공연이 있어서 말이야. 준비해야 되거든. 그럼. 어, 그래. 아,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공연도 보고 가. 어? 어.